¡No, <laughs> no, 너의 귀에 닿는 리듬이 만드는 그룹 음악적 취향 favorite 젓가락가는 방향 역시 같은 걸 좋아하는 눈차 favorite 마틴 스콜세지 퀸틴 작품 보고 하는 대화 favorite 웬 쇼핑 고르는 게 같이 통하는 느낌이야 favorite 이제 이 나온 추억은 없는 이미지 부러워해요 테이블에 uh-huh. 던지는 다양 말들을 척하고 다 받아 우리 요 메이저 레이샷 그림을 원해 쏟아내 Sorry but this is not for sale 우리 항상 볼더 알고 싶다면 터치 먼지 만들 수 있는 더 높은 게 이름이 Favorite girl oh. 내 시계는 빨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너랑 했을 때는 말야 white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아름다움 favorite 헷갈리는 삶넌 내게 난기를 제셔 favorite 우린 서로 위로 어울리지 wherever 안과 밖 favorite 우리에게 쓰면 투시리로 부족해 넌 영감 oh. 너와 내 절대 아닌 시간 낭비 서로에게 주는 시너지 맘만 Don't worry about this 같이 나누는 대화들 마치 지어 잠시 타워건 설정 내게는 기분은 절정 We don't need 50가지의 설정 Workout 매일 밤 우리 만난 proper favorite girl oh, 내 시계는 빨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insane. 화려한 feet girls like that All the time 얻어쓴 생각이 똑같아 Uh, feel the melody of my music. 이건 널 위한 노래. Girl, 너랑 있으면 나 low rider Bounce 들썩거려 Girl Girl, I want you. You're my favorite Favorite track of time 너랑 했을 때는 말야 over it.